이 사이트 아시죠? 과연 제 채널이 여기에 어떻게 입력이 돼 있을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급상승했다고 생각해서 급상승 지표를 한번 봤어요 이 지표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국에서 top 100 최고 성장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89위에 있더라고요 어, 너무 신기해가지고 더 찾아봤어요 한국 top 100 영화 애니메이션 최고 성장 유튜브 채널 오늘 기준으로 영화 채널 중에 급상승한 채널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일곱 번째 있더라고요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 더 찾아봤어요 한국 top 100 영화 애니메이션 월 조회수 순위 차트 유튜브 채널 여기에는 또 오늘 기준으로 15등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순위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셨는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. 앞으로 다른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사실 준비를 안 하고 만든 채널이라서 방향성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.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고 다양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코막히네. 그리고 기영이 아이템은 도대체 왜 추가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자분들이 늘어날수록 키우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. 더 재밌는 거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